지금 내가 너무 지금 놀래서 그래 나 지금 너무 너무 놀래서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계속 안 있어 뭘 계속 있어 계속 있기는 (2019년 6월) 1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기 동하라 팔로 팔로미 우리 진사오님 팔로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0개 140개 뭐야? 저거 왜 기절이 돼있어 저거 왜 저렇게 꼬여있어 계십니까? 계, 어. 누구 있어? 지금 내가 너무 지금 놀래서 그러나 봐. 지금 너무 너무 놀래서. 두고 있습니까? 아 안되겠다 공장부터 가야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계속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상황을 맞춰갖고 방송을 해야지 안되겠다 안되겠어 진짜 스샷 사람 잠깐만 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 문을 열면은 끽끽끽 소리도 듣기 싫고 여기 옆 강아지 강아지들이 짖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쪽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갈게 그냥 알았지? 소리 요런하여 더 이상의 장난은 허용하지 않겠다 요런하여 돌아가라 어우 씨발 졸라기 춥네 씨발 아 아, 아. 아, 아, 거기 있나요? 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와, 아, 아. 아, 미치. 그만. 그만. 진짜 이런 식입니까? 빛이 너무 셉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제 장난 치칩니다 충분히 여기에 어, 계신 건 충분히 알았으니까 어,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나, 나, 뭘, 아니, 죽여버리고 싶다고, 아니, 지켜보고, 뭐, 어이.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한테 왜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든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리는 없고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누구야 잠깐 잠깐만 모르겠어 저를 단순히 여기서 그냥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뭘 찾아다닌다라는 건지 저는 분명히 찾아다닐 거야 거야 라고 들었습니다. 뭘 찾아다닌다는 건지 무슨 사인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예? 나는 이거 좀 다른 망, 어. 느꼈어? 얘들아, 느꼈니? 이거 좀 다른, 당신은 누군가? 에? 누군가? 누군? 어. 아. 아. 아까 한 마리 찾아올 거야. 찾아가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 나 얘기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 계속 안 있어 뭘 계속 있어 계속 있기는 그 자리에 계속 그대로 있으라고 아니 나는 못 있어 이 자리에 나는 절대 못 있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그,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계속 있으라고 아니 못 있어 계속 있어 내가 왜 있어 나는 안 있어 계속 있어주라 그 자리에 계속 오늘 그냥 있어주라 계속 있어주라 뭐 하려고 나에게 얻고자 하는 게뭐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예나 데리고 장난한 거예 내가 그렇게 쉬운 남자로 보여? 내가 그렇게 이지해 보여? 나 굉장히 인포메이션한 사람이야 어 끝났으니까 지서 알았은 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